Ciao. Freeway. 주먹 뭐 이상한데. 저? 일단 못 피해. 그날이 문제인데. <laughs> 어, 앞에 넣고 따로 먹고 있는데. 페이드로 쳐야 되나요? 페이드로. 네. 새끼 백호랑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멀리건 사이 새끼 백호랑이님 수행할 아, 차례입니다. 드립니다. 우측으로 한 클럽 정도 받습니다. 아, 한번 짚네. 아, 형 진짜. 쭉쭉 올라간다. 좌수진님 수행할 자 왼쪽으로 꺾인 370m 거리의 팝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치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잘만 치면 90개는 치겠다는 <laughs> 자, ready. 오, 나이스. 어. 잘쳤어. 자, 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two. Well, because you know, okay. 5m. 오! 멋져 불어. 긴장 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아, 첫 네. 첫. 왕버디 찬스네요. Demorou? 나이스 버디! 또 발에 또 아까 좀 무슨 말이야? 헐. 그렇지. 이거 봐봐. 다 봐요. 다 파이프. 아, 여기 진짜 길다. 고라니님, 우크이나 좌측 도그라 4 0 물이 안 빠지네요. 페어웨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있어. 스타벅스. 전세주님 수행할 차례 범퍼 앞까지 70m 됩니다. 안 돼! 우리 다음 주에 가는데. 100돌이가 120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진이님 수행할 소리입니다 Ready? 나이스! 자! 굿샷! 수행할 차례 왼쪽이 해저도와 가까워서 여유가 없습니다. Ready? 오, 페이드. 나이스 진짜 친다 오진이님 컵 좌측으로 두컵반 받습니다 r e 전반보다는 그렇지 그리고 오라이새끼를꼬라기님커플 잘친것 같은데. 어. 찌찌 벤치시로는 455m 거리에 파5볼입니다 연습 스윙을 마치고 준비를 위한 시간입니다. 정해라. 오. 제가 발표가 하나도 안 한다. 준비한 총 모두 오지요 위험합니다. 안 된다. 오! 제수! 맞지? 오비 대 네. 네, 맞나? 어? 오비 그... 어. 그 맞나? 어. 오준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too. Fairway. 전과 같게 됐으면 이제 이제 사람씩 파이는 것밖에 안 남는다. 와! 살아있네. freeway. 산의 온도타. 왜 산이 오시고. 나이스. 안 간다. 37. 그냥 올리고 올라오면 돼. 와, 나이스. 좋데 이거? 전시드? 와. 야. 오르막 나입니다. Ready? 할 거야? 두컵반 갔습니다. 얼마 드세요? 누군가? 23m 안 넘을게. Ready. 두컵반 와 너무 넓네. 어? 벗겼어 벗겼어 벗겼어. 哦。 칠 때가 있구나. 나는 몰리가 하나도 없을 때. 캐노 씨다. 와, 씨. 체가 빠질 뻔했어. 아니, 그래도 체하고 같이 안 맞아갔어. 올리브 볼수 있는 곳이에요. 올리브나 쓴다보고 아. 여기가 뽕샷. 새끼 미코라미님 수행하지.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스트레칭 하니안 되더라고. 스트레칭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스트레칭이라니 아, 깔끔한 소리. 나오세요. 좀잘 친구를 좀 맡기세요, 뭐. 수 네, 네, 네. 아, 나또 세야 되는 알고. 주비할지어다 <laughs> 조수 내리났다 오번 5번 살았다 음. 이거 어떻게 치라고? 내, 별반 됐지. 야, 진짜. 자기 지내, 자기 지내. 어, 뭔가 고칠 걸. 웃음이 보내요 목사. 비키라잖아. mira 잘못 본것 같은데 똑바로 갔네.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간식을 해요. 간식. 어, 네. 아, 그래? 어. 눈도 안 보이는데 귀도 안 들리고. <laughs> 체력 다 떨어졌다 이제. 눈이 침침하다. 오오오 나이스 퍼팅. 나이스 퍼팅. 와. 왼 오른쪽으로 한 컵반 받습니다. 왼 내가 40 찍는다 했지. 응? 이거밖에 안나 야. 그거는 파한 번씩만 한다며. 진짜 늦지. 왜 뭐, 20? 파3 거기다 맞아. 전수진님 수행할 차인 네. 음. 2번 홀은 221m 거리의 파3 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치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파3라고? 파3라고? 응. 음, 우리 백티야 이때. 레디. 음. viewing 되면 샷하세요. 오 나이스. 이어 이어. 오 혼자 올렸어. 훨씬 는것 같다. 컵 오른쪽으로 두컵반 왔습니다. 네. 내리막 감안하세요. 전선생님 파킹할 네.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두 클럽 반 봤습니다. 어? 두 클럽반. 새끼 루코다리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음, 좌측으로 내것 봤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Ready? 전수진님 파킹할 차례입니다. 홀컵 오른쪽으로 한슬럿 반 봤습니다. 네. 내리막 확인하세요. 퍼팅이잖아. 꼬리! 아! 컵 우준으로 두컵반 받습니다. 내리막 보고 치세요. 가지나라 가지나라 오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우와. 페어웨이. 오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멀면 조용. 왜? 전세진님 수. 왜? 네. 한다 이제 욕심부리다가. 왜 그래? 성당 하고 싶. 페리로 230 쳐야 돼다 계획이 있을 거야 그냥 저렇게 지진 않았을 거야 이거 두번못 쓰나 못써 된다 물 놀면서 되나? 응, 물리러 나이스. 오이. 올라가! 오! 됐다. 또, 또 네가 한 살이 준다 해주, 해보지 또. 아까 나한테 지워 살이 준다 카드. 치고 그렇죠. 이래서 먹는 건 앞에 신경 쓰고 틀어놓고 하는 이쪽으로 하는 음, 알지 브랜드도 오른쪽으로 가는 본대로 똑바로 간다 아. 아. 이런 방법. 나 아, 알죠. 이런 새끼 백호랑이는 수행할 차례입니다. 아, 이렇게 틀어놓고 치다 말이지. 그다음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대화에 가운데로 올네 이렇게 카드 맞고. 지금 따라 실패! 왜요? 안 뽑히네요. 151의 러프. 저 옆에 13.64 오르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오! 야. 나이스! 벽타기! 3웨이 벙커 앞까지 거리는 170m입니다. 참고하세요. 오, 장난이다. 이게 정상이다, 정상. 오르막이니까 거리가 네. 새끼 고라니님 수행하세요. 63m면 뭐 높이가. 저기?

係矽米咯。새끼 고양이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두 컵받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더더더더더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SAP 아, 축하드립니다 어디가 아무도 없나 오늘